오. 아. 오 마이 갓. 뭔데? 그손 그러니까 대봐, 손 대봐. 손 대봐.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. 조용히 해. 음, He has my sunglasses. 저렇게 주면 줄을 주니까 하나 봐계 도와주시네. 어떡해. 무 심하게 다 뛰어나네. 오. 오 아. 어, 마이 갓. 아씨 굉장히 좁은 길을 지나가지고 많이 갔어요 와 빠당빠당 빛이 왔습니다 와 여기도 너무 좋다 완성이 없겠지? 물 들어가야 되겠다, 안 되겠다. 아, 어, 음, 아, 하지마 아, 또 하나 안 다친다 그러다가 맛있 여기 수영하면 사람이 작아서 좋겠다 여기 근데 나는 저기까지 갈 거다 쭉 됩니다. 그러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모델은 아, 그냥 이 꽃이랑 수천만 있는 건데. 안쪽으로 오면 요런 데가 있는데 안쪽으로 가시면 저까지 가시죠. 엄마, 뭐, 아, 뭔데, 뭔데, 아. 뭔데? 그러니까 손 대봐, 손 대봐. 어, 손 대봐, 그냥 대봐. 아무것도 아니다. 손 대봐. 조용히 해, 조용히 해. 나가야, 나가야. 나가야, 나가야. 나가야 할게. 나가야. 어? 어? 어디 갔어? 예. 안 보인다. 웅비야 어 웅비 저기 모르잖아 저게 음, 조그만 게 아, 아, 이렇게 어, 땡큐. 레몬빙 딴거 하나 시켰습니다. Yes. Hello. 야구? 이 맛이야. okay. Thank you. 아, o Thank you. 와, 딱 이것도 먹어. 어때 맛이? 일본에서 맛. 어떡해. 이 옥수수는 2만 루피아줬고 공장은 3만 5천 루피아줬습니다. 다 합쳐서 5만 5천 루피아. 너무 잘 먹는 거 아이가? 일부러 그러나? <laughs> 그만